어어어 어, 어, 운전 운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말로키 아 맞네 <laughs> 진짜 어색하니다 <laughs> 커플 포토 스팟 사진 찍기 아 커플들끼리 이제 뭐 셀카 찍고 이게 노는 것처럼 여행 온 느낌으로 오면 이설 씨 운전 잘하세요? 생명보험 든든히 들으셨나요? <laughs> 이건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천천히 불안한데 아 오케이 <laughs> 아, 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아, 지금 멀티도 안 되고 운전도 못, 이상하게 아, 하고 운전 이상하다뇨. 못 찾고. 아, 진짜 고자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바다다. 바다다. 너는 바다를 너무 자주 보니까 좀 솔직히 지겹지? 이거 뭐 육지나 뭐 물이나 뭐. 아, 물이 있구나. 아, 서울 사람은 이제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 가까운 물이 있는 곳이니까 서울에서 친척들 내려오면 바다 보면 막 아! 이러면서 호들갑 떨지 아니 나도 다음에 존댓말 쓰면 한 대씩 맞기 할까?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laughs> 맞기요? 어. 그래 딱밤 맞기? 딱밤 세나? 또! 어! 어어어 어, 어, 어, 운전 운전 내가 여기 옛날에 살았었어 여기? 응 어. 삼익비치 아파트 재개발 들어간다며 삼익비치? 여기 음. 벚꽃 완전 예쁜 곳인데 음, 남천동 벚꽃 축제 하는데 음. 여기 지금 집값 장난 아니래 재개발 들어가서 이거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쉽군 이거다!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됨. 우와. 아, 시원해. 우리 셀카 찍을래? 그래. <laughs> 내가 이렇게 나... <laughs> 찍는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는? 이거, 이거 가르치는 거. 저거! 저게 뭔데? 마린시티. 마, 아, 마린시티 홍보대사. 아. <laughs> 집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집 줄까? 미션, 미션 성공! 어? 참. 오글거려. 네, 지금 차 나가십니다. 네, 아. <laughs> 이거 미션지. 이게 바로 출발하면 돼요? 오빠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의자가 엄청 <laughs> 이거 거의 돌격 모드인데 이거 지금. 이거 앞서가는 스타일 성과 급해가지고 가요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나왔다 나왔다 그 위에 올라가 볼까? 오 길게 찍어주고 싶은데 안 길어지는데? 안 길어지는 게 아니라 <laughs> 안 긴 거예요 아 그래? 아 또? 그렇구나 2020 신조 맞추기 이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아,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따세권 약간 역세권 이거를 한 거 같은데 따세권 어 나일리지 나 이거 들어본 거 같아 이건 마일리지랑 같은 거였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아니 힌트 좀 줘요 채인 씨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키? 나이? 나이 마일리지! 아씨 아까부터 왜 자꾸 부러뜨리는 게 새끼야? 합이 흠 흥미롭구만 흠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실패입니다 예. 아 이거 누가 정했는데요 이거 인터넷이요 인터넷 인 갑통알 갑자기 통알 뭐 뭐 수 없다 바보야 <laughs> 바람 막기 이런 건가? 아. <laughs> 이건 뭐 나하고 해당 안 되는 거야 아 무슨 소리 하세요 같이 해야지 잠깐만 이거만 이거 왔을 때 그냥 바로 일로 도는 거야? 절로 아 절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로스 원킬에 갈게요 그냥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laughs> 세븐, 에잇 되게 하기 싫은 것처럼 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난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바닷가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귀여 같은 거 하면서 이게 골반은 그대로 인데 이렇게 꺾이는 잘한 거 같은데? 잘하네요 망만 컸어 키만? 아니요 갈까요?